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는 분들이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의사가 병동을 한 바퀴 돌며 회진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환 환자가 의사의 손을 덥석 잡길래 귀를 환자 가까이 하여 다가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환자는 거의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며 절박한 심정으로 겨우겨우 말을 이어가며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환자는 의사에게 죽음 다음에 세계가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죽음이 바로 코앞인 환자가 의사를 잡고 한 질문의 이유가 그거였다고 하니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사는 환자에게 자신있게 대답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임종 직전의 환자가 죽음을 바로 목전에 두고 사후세계에 대한 질문을 할 정도로 절박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끝인가? 아니면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 있을까? 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두려움과 바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면 깜깜하고 무섭고 두려운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죽음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삶과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둘이 아닌 하나이며 죽음과 삶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이해하게 된다면 죽음에 대해 그토록 어둡고 무섭고 두렵게만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죽는다라는 말을 돌아간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돌아간다는 말 속에는 원래 자리로 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후세계를 영혼의 세계라고도 하는 것은 우주가 고향인 영의 입장에서는 지구에서의 삶의 기간은 잠시 잠깐의 시간이기에 죽음 이후 돌아가는 곳을 영혼의 세계, 영생의 세계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지구는 3차원의 물질 세계입니다. 그런데 사후세계는 3차원의 물질 세계가 아닌 다른 차원의 물, 비물질 세계입니다. 즉, 죽음이란 3차원의 물질 세계에서 비물질 세계로 가는 것으로 죽음은 단지 차원을 달리하는 변화의 한 과정인 것입니다.